당 떨어졌을 때, 당 떨어졌을 때 산 건 뭐야? 야, 사탕이라도 줘. 이렇게 등산 갔을 때. 자, 안 떨어져서 모르는구나. 우리 카메라 선생님들, 감독님 다 떨어져 봤어. 등산 갈 때 특히. 막 초콜릿 주세요. 탕! 탕! 탕! 탕! 설렁탕, 보신탕, 이건 자연이잖아. 아닌가? 어겨, <laughs> 우겨, 우겨. 탕! 아. 탕! 니 탕. 니 탕. 니 국이냐? 이거지. 니 국이냐? 내가 니 국이야? 니 탕. 니 탕. 워탕. 워탕. 니 탕마? 니 탕마. 니 거냐고요? 오, 탕. 탕. 이 쌀이 있어서 이게 이게 이게 상해 문자는 간단해. 국이잖아. 물이 있어서. 이렇게 쉬워요. 그림 이그자 자, 옮겨요. 별을 옮겨요. 이렇게. 오, 이. 이 오, 좋아요. 차이. 차이. 차이. 차이. 차이 있어 없어? 똑같아요. 음. 농민, 농민 꽝꽝, 꽝꽝 어, 이왕, 이왕 이렇게 이왕 하니까 너무나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앞에 거 그냥 가는 거야 녹색으로 이왕 이왕 끝만 잘해줘 시작 이왕 자 시작 이왕 왕 왕, 왕, 그, 아, 그렇지. 시작. 어, 그렇지. 한 번만 끝까지. 시작. 이 왕. 아, 좋아, 좋아. 이거가 타고나야 돼요. 양. 양. 미안해요. 양. <laughs> 양. 양. 양. 흥분했어. 이걸 보고 양이라고 하니까. 싸냥. 싸냥. 싸냥. 알겠죠? 오, 와. 자, 청명하다가 그러면 중국말로 뭐가 되겠어? 청명. 청명. 청명. 청명. 알아서 셀프야? 셀프. 셀프 서비스. 자, 정리. 정리. 我整理.我整理.你移动. 니 네, 이동 네, 내가 정리 너는 움직여 워 정리 워 정리 어, 워 이왕 정리 워 이왕 정리 내가 이왕에 정리한다 어? 이왕 이왕 와 좋아요 신 신남 신남 뭐라고? <laughs> 신남 신남 신남 신남 실이라고 하면 안 되는 소리 난다. 신랑. 신랑. 신랑. 신랑. 신랑. 신랑. 오, 좋아요. 와, 대단하다. 그래서 여기서 한꼭지딱 끝내겠습니다. 자, 커피. 흑카페. 흑카페. 좋아. 야, 지금 몇 분 지났는지. 쌩. 오.